이야 엄마 Hmm. Present! 놀랬어? 그 중도행위가 보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셔대대금 아 아. One, two, one, two. This, this. Nice. Mm-hmm. <clears throat>